둘셋 방탄!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1월 14일 날 열린다고 합니다 네, 2020 수학 능력 네. 시험입니다 야. 저희도 뭐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뭐 서로 뭐 도시락을 싸주 사람들도 있었고 맞습니다. 응원을 해준 사람들도 있었고 맞습니다 네 정말 어쨌든 어, 정말 어떤 결과가 있던 간에 정말 꼭 어, 노력에 보답받는 그런 수학 능력 시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? 여러분? 파이팅! 여러분들 좋은 성적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사람 파이팅 하시죠 하나 둘셋 파이팅! 파이팅! 힘내세요! 원하는 결과 얻으셨으면 내 친구들도 힘내라